spicy today? 아, 뭐 spicy. <laughs> Spicy. We want to try. Thank you. 이게 뭘까? 살짝 비리긴 한데 맛있어. 맛있나? 느낌이야? 맛있네. 맛있어. 더 맛있는데 삶은 계란보다? 노른자가 조금. 어. 근데 흰자가 맛있다. 응. What is this called? Jackfruit. jackfruit? 그럼 맛있는데? This is ant egg. ant egg? 개미 알이래. Nice. You like 헐 it? 대박 Ant? 신기해. Just put in the ba- in the banana leaf, and then you just. This is love- my favorite, mango steam. 아, 망고 You show them how 스킨. to. So, 나도 나도. 음. 아, thank you. You can eat all the inside. Yes. 맛있다. 완전 신선하다. Yeah, this is pumpkin. Uh, palm oil. She like to use palm oil. 아,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잠깐만. 우와. 그 오. 와 예쁘다. 예쁘다. 그 맛있지? 매운 것 같아 같이 먹자니 뿌리야? So, do you put this already? What's that? 귀여워 다들 방망이 좀 열심히 하고 있어 Yeah, I bought it. Mm. It's not. Uh, yeah, well, that you want? then 1st I have two right? Then the milk, but we mix all the, all the curry paste. Nice love. 어, 냄새 딱 좋다. 아. 아이폰에 안에 넣어. 10분 teaspoon. And then we just, we... I want the one. Next. Very straight, very straight. Don't mix up. Soy sauce, the yellow one. Finish your. 아, 아까 그 밥이구나. 음. 맛있다. 음. 엄청 달아. books and in the two books that they have uh, information about Akka. 옛날에 갔을 수도 있어. 안녕? 괜찮다 근데 분위기 되게 좋다 여기 카페 어머 어머 어 자리 있다 여기로 가자 빨리 맞으세요 짱 시원해 보여 오 이런 게 예쁘다 귀걸이도 되게 예쁜데? 아 이거 귀엽다 그치? 어, 귀엽다 주황색이랑 190 같으면 7,000원? 꽤 비싸긴 하다 그치? 어, 생각보다 비싸 이런 에코백 예쁘지 않아? 오 이거 이거 귀엽다 음. 여기도 라탄백 되게 예쁘다 예쁘다 여기도 어, 최고 것도 너무 예쁘고 포스터를 직접 잘라서 만든 책이래요. 어, 너무 예뻐. 책 최고다. 진짜. 최근 본, 산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예뻐. 아, 근데 센스가 너무 좋으셔. 대박. 피자 먹으러 가기. 아주, 어머. 잠깐만요. 얘가 아디락 응, 아, 아디락 피자에 페스토 리코타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어 요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음, 음. 어떤 게 더 맛있죠? 150. 150? Yeah. Oh, that is too expensive. expensive Oh. only 봐봐. 응 See, it is Mm. only Yeah, 94. three. Grab. yes No, 94. only no grab. Grab. Sadika. You, you want to go to night bazaar? 80. 80 per person? Yeah. 어, 비싼데? 그랩이 훨씬 싸다. 오 더좀더 커진 느낌? 커졌어 삽도 많아지고 Fighting for the devil, seems some goddess for my blood. Some people got me, got me questioning. I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is in me for someone like me. But see on your own, but then I know you cannot flirt. But the tattoo on your shoulder. 모닝커피나 마실까? 아 그거 아, 먹어볼래 했는데 돼지 스킨 아 여기밖에 없어? 그게 여기 좀 아, 아쉽다 네. 아, 이거 미미가 또 좋아하겠다 네. 다 물어 뜯는 거 아니야? 미미가 하나 사주지 줄리의 <laughs> 가방 치앙마이 컬렉션 치앙마이 컬렉션 너무 예쁘다 진짜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이 아주 뚜렷한 응. 엄청 예쁘다 뭐라고 쓸까? You can. 아 She works. Make money. เมกมานี่ มาเที่ยวเมืองไทยนี่สนุกมาก 아. 너무 재밌다고 꼭 방문하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โอเค โอเค โอเค Next make year. money make money อ่ะ 메이크 마이 화이팅 돈 벌. บ๊ายบาย 바이바이. 코쿤카. 그냥 쭉 떨어져. 완전 부드러워. 이거 60%면 가죠? 원래는 왕궁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땡볕을 걸으면 힘들 것같아서 복합 문화공간? 하먼그라운드 같은 일단 패스를 사자 You want to buy one day pass for BTS? 140바 Thank you. 맥주도 있네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어요 예쁘다 놀이공원 같아 약간 그 느낌도 난다 어. 모자이크 같은 아 맞아 맞아 얘네는 조금 화려하고 200바트? 냄새가 좋다 일단 음. 어 이거 블루베리 스무디 냄새 음. 아 사면 200에 해준대 아 진짜? 어 이거 뭐지? 초코맛인가? 이거 아니에요? 더블 라이티랑 라벤더 two 땡큐 You have uh, watermelon juice? Watermelon. Two, two please. Watermelon. Two. Cold. 아, cold. 오, 완전 시원하겠다. 어? 왜? This, 아, 어? 뭐지 저렇게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겠지? 저 주크박 다 주시는 거지 <laughs> 우와 와와와와차 nice 주크박 그러니까. 이 채로 안 드실 거 그치? 맞아 말이 안 되지 어,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가 진짜네? 어떡해? 음, 들어봐봐 음, 엄청 많은데? 무거운데? 이거 우리 거의 챌린지인데 챌린지? 그 watermelon 주스했더니 진짜 수박 두통을 주셨다 <laughs> 하나 들고 팔까? 내가 맛있게 길거리에. 먹을 테니까 너가 마케팅을 해봐 아 진짜 이거 봐너 뭐. 손에 들린 수박이 너무 웃겨